준비도 끝났는데 어서 이동해요. 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해요. 제 주변으로 모여주세요. 어서 이쪽으로 모이세요. 지금이에요. 공격 지원 부탁드려요. 도와주세요. 고마워요. 덕분에 살았네요. 모두들 조심해요. 적들이에요.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요. 좋아요. 그렇게 해봐요. 훌륭해요. 멋진데요? 축하해요.